소리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집 앞 공원에서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구름이 많이 햇빛을 가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잠깐 들렸다가 소풍을 왔어요 집 앞으로 저희가 강아지들 데리고 자주 산책하는 곳이에요 그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대답해라 네 네네 네네 네. <laughs> 저희가 자주 산책시키는 공원입니다 저쪽으로 갈까? 응. 어, 오늘 Q&A 영상은 우리랑 관련된 질문들을 추려서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은 우리 오리씨가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실까요? 네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저를 오리라고 부르시나요? 얘가 오리인 이유는 삐지면은 입이 오리처럼 튀어나오고 그리고 목소리도 꽥꽥 그렇게 변합니다 <laughs> 어렸을 때 사진도 보면은 되게 다 오리같이 입 이렇게 튀어나온 사진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오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내랑 나이 차이는 얼마나 어... 되나요? 답변을 많이 해드렸었던 질문인데 우리가 저보다 7살 연상이에요 나이는 전혀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요 두 분 생일은? 제 생일은 8월 3일이고 우리는 3월 4일 생입니다 3, 4 <laughs> 다음 질문 와이프랑 브이로그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미 여러 번 브이로그를 찍었고 앞으로도 뭐 여행을 가게 되거나 하면은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자녀 계획은 어떠신지? 자녀 계획은 네, 이상적인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네, 얻고 아들, 싶네요 그 다음에 원래 연상을 좋아했는지 처음이자 마지막 연상 <laughs> 그래서 원래 좋아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좋습니다 그래야죠 잠깐만 자 그 다음 질문 게시한 영상에 유부남이라고 붙이시는 이유가 <laughs> 와이프의 요구 때문이라면 오른쪽 눈을 두 번 깜빡여 주세요. 뭐야? 내가 언제? 장난이고 전혀 전혀 언급한 적이 없어요 와이프의 어떠한 <laughs> 일절 요구도 없었고 <laughs> 그냥 제가 저 스스로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특한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여자를 몇 명 만나보셨는지요? 우리가 세 번째예요 아 오케이 이거는 제 남편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번호 몇 번 따여보셨나요? 어 일단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들은 것만 지금 몇개데 예전에도 있었고 막 그래서 정확히 횟수가 기억은 안 나네요 많진 않습니다 결혼 후에도 번호를 따이신 적이 있는지 알고 싶으시대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한번 누가 여쭤보시더라고요. 음. 뒤에서 이렇게 툭툭 치시길래 어 뭐지 날 알아보셨나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우물쭈물 하시다가 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순간 당황해서 아 날 알아보신 게 아니었구나 <laughs> 뒤늦게 이제 아 저 유부남이에요 결혼했습니다 대답을 드리니까 엄청 당황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더 예뻐 보일 때가 언제인가요? 이거는 변함이 없지만 잘 먹을 때 정말 이쁘고 그리고 울 때도 이뻐요 뭐 슬픈 영화 보거나 해서 울 때도 <laughs> 저 누가 울면은 저도 울거든요 오리처럼 울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제일 이쁘고 그리고 결혼식 그 당일날도 정말 예뻤어요 그렇군요 제일 이쁜 거는 사실 제 첫눈에 반한 순간이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뭐 말해 뭐해 <laughs> 두 분이 가장 애틋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장소는 어딘가요? 어, 아무래도 처음 만난 그 장소였던 것 같아요 안서동이라는 곳인데 자기도 그치? 그치 거기 가면은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저희 처음 봤을 때 그리고 거기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 그때는 풋풋할 때라서 차도 없었나? 차도, 차도 없고 걸어서 걸어서 데이트를 언더... 하는 경우가 많았지 어. 다음 질문은 아내와 찍고 싶은 광고는 무엇인가? 아내와 찍고 싶은 광고는 결혼식 광고? 예? <laughs> 모델이다 보니까 웨딩 촬영 가능하냐고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 거절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모델을 시작하게 돼서 좀 약간 꺼려지더라고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웨딩 관련 광고를 제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처음 만났고 고백은 누가 먼저 했는지 저희 연애 스토리를 알고 싶으시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어,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제 동네에서 제가 처음 보게 됐어요. 버스를 항상 기다리는 그 정류장에서 와이프가 항상 있었어요. 같은 시간대에 항상 버스를 탔는데 <laughs> 제가 이제 첫눈에 보고 반해서 제 몰래 짝사랑을 했었어요 이제 어느 날 제가 친구랑 집 앞에 슈퍼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우리가 친구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좋다고 이제 아이스크림 막 고르고 했는데 처음 이제 대화를 나눈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집 앞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고르다가 <laughs> 고백은 누가 먼저 했는지 사실 저희는 고백을 해서 사귄 케이스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사귄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을 때 <laughs> 말없이 이제 걷다가 손이 이렇게 <laughs> 손이 이렇게 딱 부닥쳤는데 이렇게 딱 손을 잡을 때 그때가 <laughs> 너무 오글거리나? 어. 아무튼 그때가 뭔가 사귄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다음 질문 갈까요? 네. 연애할 때 한 번도 안 헤어지고 계속 사귀었는지 알고 싶대요. 어 이건 제가 나쁜 놈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헤어졌네요. 근데 웃긴 게 제가 이제 헤어지자고 하고 5분도 안 돼서 <laughs> 바로 전화해서 다시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음 질문 프로포즈는 어떻게 했나요? 제가 프로포즈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했죠 아 제가 사실 이제 프로포즈를 되게 잘 못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사실 해본 적도 없고 서로가 음. 그런 거에 되게 연연하지 않는데 음. 사실 프로포즈는 그러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당연시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약간 이벤트 같은 거 잘 챙기지도 않고 하니까 프로포즈도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어떤 바닷가로 갔어요 드라마 촬영지였는데 반지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 바닷가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데려가기만 했어요 데려가서 <laughs> 뭐 꽃이라도 사서 이제 <laughs> 했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입으로 때운 거죠 <laughs> 나랑 결혼해 줄래 그냥 이 한마디만 했어요 그냥. 괜찮아 어차피 형식적인 프로포즈니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된 계기 아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느끼게 된 게 군대에 가면은 이제 잡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아무튼 생각할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연애할 때는 별로 생각을 안 했었다가 군대에 가서 결혼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런 여자를 두 번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없을 것 같다 였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저와 관련된 질문 저의 개인적인 질문들은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